형! 금강연화가 왜 형 집에 와? 형 눈썹 다듬어 주러 오는 거야? 아 진짜 뚜루비가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 좀 짜증나네 아이가 팟빵 하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오우 파! 어허!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,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아, 미쳤다 나 충격 아, 먹었어 나 그럼 하나만 해도 돼? 이게 얼마부터야? 만원 한번 싸주시면은 제가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어떻게? 왔다 해봐 아우 예헬창하니 다르네 금강연화 당신 이름에 금강이 있다는 것부터 로아인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야 이 금강은 이누야샤 금강이야 닉네임 만들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누야샤 금강이 생각났어 금강은 비웃는 캐릭터고 목소리도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금강을 적었는데 뭔가 힘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연꽃 그 뭐야 연꽃에 힘을 담아 했을 때 연화 금강이었어 근데 뭔가 이름이 이상해서 뒤집어 깠더니 금강 연화가 된 거야 너무 좋네 어? 뭐야 이거 오 이걸 찾아? 이것던가? 이거 뭐야 아... 어, 얘 아니 얘안 되네. 어 왜 안 될까? 아 뭐지 이거 뭐 있는 거? 야 퍼즐인데?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? 알려주세요. 여기서 잠깐. 아니야 알려주지 마. 이거 퍼즐이야.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알려줘. 먹는 거야 먹는 게 아니야. 올리형 방송 제목 19금 붙여줘 너무야 해. 우와! 나 지금 디테일이 깜짝 놀랐어. 맞춰봐! 치킨 쏜다! 와 미쳤다. 왜왜왜 왜? 수염 봐봐 수염. 어 수염. 고기 돌릴 때. 그래도 양 깨져. 수염이 고개 돌리면은 옷에 기대죠 와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봐봐 봤지? 원래는 다른 게 같은 게 대충 만들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수염이 이런 거 예민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콘솔 유저들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끼면 되게 보기 싫거든 그게 와와 어! 무기 개멋있어 천국에서 온 남자 같아 일단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해야 되니까 몬스터 때리고 싶어요 네. 근처에 있는 오케이 나 여기 살려 자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간다 어, 어, 어 개멋있는데 진짜? V도 한번 눌러 보고 뭐 어. 잠깐만 잠깐만 아저 개멋있는데 기본도 이거? 나 녹아 나 녹아 어나 후회 안해 어 아니 일단 뿌리 너무 짧아 너무 좋아 그러면은 자주 쓰는 스킬이다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지 뭘 보자. 자, 보죠. 이게 건슬이. 샷건도 쓰고 쌍권총도 쓰고 갑자기 저격총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. 얘가 지금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? 많죠. 뭐 저. 아, 안 해요, 안 해요. 그럼 안 해요. 방금 근데 흔들리신 것 같아요. 아니요. 솔직히 말해서 그 스킬 멋있긴 했어요. 근데 인구 많다는 소리 듣고서 안 하고 아, 싶었어 이게 더 쩔어. 진정한 원조는 기원전을 바라볼 때 총보다 먼저 나온 게 활이야.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아, 웃어? 옛날 전쟁터의 무게는 활이었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 뭐야? 총, 균, 꽤 맞나? 책 그 이름? 거기 원래 활이 들어가야 돼. 이게 원조야 원래. 어디서 총이 나부랭이들이 팔 앞에서 까불어 아 이거예요 아, 아, 아, 아,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예요 개미쳤네 이거 아까 그거잖아 돌아가는 거와 아! 어. 상태 이상해 미쳤어 심지어 냉동화살이야 와 개쩌네 잠깐만 번개가 훨씬 세다 아하. 아. 여러분들 천재네 그 번개 가야 돼. 와 활이 터질라고 하잖아 얼마나 땡기고 있으면 활이 터질라고 해 사이펌 써보자 간다? 오늘던 음. 리액션이 어... 이런 게 아니었을까? 야 그 만나야 하다 아니 난이 줄일 줄 몰랐어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굳이 사촌 동생들이 옆에서 게임 처음 해보는 약간 그런 일진이 네. 나오니까 피 흘릴 것 같아 아 나오자마자 호크아이 나오는 것봐와형저 화로 뭐야? 아 전압이네 이게 전설 아바타인데 어 존나 멋있네 저 얼마야? 어? 한 부위당 거의 한 5, 어, 6만원 하지 않나 요즘에? 어? 뭐? 총몇 몇 부인데? 아 네 부위네 한 30만원 할 거야 나 지금 종소세 안 냈으면 저 샀다 와 개쩌네 아 이래서 아바타 미치는 거구나 나 이해가 안 됐는데 예. 역시 네임들은 점프라는구만 그것도 못 때리냐? 밥멍청 내남민 유치원생이 어느새 로아 선생님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치원생들은 다 가짜였어 와,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좋아 yes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야 해 쓰나 한 방이면 보스 주고 adiós야. 잘가 오 <laughs> 보스 준비 가 이거야 아니 너 가기 어. 전에 이 친구는 보고 가야겠어 자 이 캐릭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줘 지금 이 친구거든 이 캐릭터 어떻게 생각해? 형보다 예뻐 아니 내거 왠지 아 마스크 보스면 얘랑 비슷해 아니 내가 디테일하게 말해줄게 아, 얘도 꽁지머리야 그러면은 난 메이크업부터 말할 거야 아니 나도 마스크 벗을래 당장 벗어 자 한번 봐봐 아우 씨 이거 형이 꾸민 거지 깔끔 개많다 진짜 형 갖다서 말해줄게 아우 됐다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eye 메이크업부터 잘못됐어 형 왠지 알아? 저 eye 메이크업은 우리 중학생 때 했던 eye 메이크업이야 근데 하나 칭찬해줄 거 있어 red 붉은기 넣은 거 잘했어 이게 신세대야 형은 저 메이크업은 잘못됐어 갔다 와서 보자 좀 어지러지하네 <laughs> 네. 메이크업부터 한번 보자 메이크업이요? 이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예요 이거 맞죠? 못난 옷 입... 이게 왜 못난 거죠? 전혀 안 멋있어요 전혀 안 이뻐요 이거 어깨 투구 뭐야 숄더백 아해뭐 레깅스도 아니고 요 추리니 일단은 그 빨리 머리부터 빨리 바꾸자고요 저 그 인디언 족장에서 예쁜 여신이 돼봅시다 그러니까 형 메이크업 어? 형이 메이크업 한 거야 이거? 어, 내가 다 했지 이거는 진짜 눈 없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컬러 선택은 좋았어요 근데 그 범위가 잘못된 거야 약간 스타일 딱 나오네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? 아니야 그냥 나는 니나부라는 캐릭터를 따라했을 뿐이야 니나부가 거 뭐야? 아까 내가 보여줬던 날개 달린 형 그건 자폭이야 저걸 따라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나왔다? 그럼 망한 거지 나 한번 보여줘 너의 패션스 너의 모든 걸 여기다 한번 쏟아부어 어? 어? 이거 예쁘다! 자 합격인가요 지금까지는? 오케이 오 나쁘지 않아요 가르마까지 가르마 선도 예쁘네 이번에는 오 예쁘다! 오 합격! 도 예뻐! 합격! 합격! 두 번째 아, 니야 어 옳지 다 안 돌렸어 아 아직이야? 완벽해? 아 다행이야 아, 대칭이야 대칭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저와 함께 돌리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돌강령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10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몇 번 성공하냐 두 가지 아. 버프 스킬을 너가 최대한 많이 올라야고 낮은 확률이 될수록 실패를 하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 너가 이제 잘 눌러줘야 돼 한번 해봐 아, 시, 시, 실패한 거야 75%라며 25%를 뚫은 거야 아직 할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가자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불효자 컷 나는 미영을 좋아해 이것만큼 역시 어? 아! 내 동생 임준아 형이 많이 아낀다 그 엄마 아빠를 버린 사람이 된 건가 나는? 아니 아니 아니. 그 엄마 아빠 뼈줘야 돼 편집할 때. 알았지?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.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. 괴물신인데 어, 왜 그래? 어, 왜 그래? 난 널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괜찮아 이건 니아가 어떻게든 한다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네? 아 너무 좋은데? 혼자 네? 해결할 수 없어 나랑 같이 함께 할래? 네. 니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넌 내가 구해줬단 말이야 그건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고맙게 했잖아 돌아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발 예? 중앙 광장에서 만나 가로치고 튕겨야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핥아야지 가로 닫고 왜 울어 니아야 미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? 형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? 옆에 있어준다 말할까? 아니면 그냥 이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갈까? 결정해줘 심각해 내가 옆에 있어줄게 니아야 네 울지마 바꿔줄게 역시 천재 방송이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샤나를 만나러 갑니다 자 가봅시다 좋았어 나는 리아의 친구 연하라고 해 너를 찾으라고 말을 했어 리아가 알았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 들어줄게 내가 말 아,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샤나를 만나러 갑니다 자 가봅시다 돌 땅에 박혀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져 어우 너무 착해 왜 이런 일 하고 있어? 왜 말을 안해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튕기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이런 게 너무 좋아 어... 떻게 보면은 리아 같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 이용할 수도 있어 어. 그러니까, 어 어디 갔어? 아니 말이 안 돼. 퀘스트, 설마 퀘스트, 여기서 그거 한 거 아니겠지? 어쌔신 크리드 떨어뜨리는 거야 이번에? 신뢰 <laughs> 도약한 거 아니지? 갑자기 신뢰 도약그랬어 아니 퀘스트를 못해요 아 여기 퀘스트를. 아 여기 있네. 왜 이렇게 일이 많아? 이거 내가 네, 말했지 지 친구지만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관계야 악마라고 해놨잖아 샤나랑 같이 다니는 거야? 뭐? 샤나 내 친구야 긴말하지 마 아, 얘네 되게 다 나쁘다 왜 사람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 없으니 이쪽으로 오지 마 뭐라고? 너가 더 재수 없어 살이나 빼! 그런데 당신 또 뭐? 샤나? 또! 이 요망한 년 어? 또 샤나 이렇게? 네! 다니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어? 좋은 사람이었어 <laughs> 죄송합니다 착한 아줌마였어 어떡해 난 지금 샤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yes or no. 결혼 아니야 왠지 알저 그렇게 빠른 사람 아닙니다 어 얘는 뭐야? 어? 왜 안경이 부서졌어? 죄송 아, 여기 되게 매력진 캐릭터 되게 많다. 오, 어, 취을좀 약간 아. 들어오는 캐릭터인가요 혹시? 아 되게 귀여운데 아, 예, 예. 나 근데 예. 샤나가 좋아. 아 샤나가. 아, 샤나가 나는 올인이야. 음. 아, 아 미쳤네 이거. 어서 나가세요.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. 어 보스다. sniping 딱 대. 아 아. 가면은 sniping을 씹어 먹어?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이거 어쩔 건데? 한방 못방. 나기님입니다. 개 이쁘다. 얘들아 큰일 났어. 근처에 악마들까지 왔어 지금. 음. 우리가 몇 개를 침식당하는지 몰라. 족장의 음. 명령이에요. 아유 알겠어요. 알겠어요? 이런 싸가지 없는. 아 알겠어요? 여기 되게 졸렬입하다. 음. 나뭇잎 마을 같은 데네. 약간 간사하다 사람들이. 사람을 재네. 겉만 보고 졸렬하네 아주 그냥. 어 상처 입었어 얼굴에. <gasps> 어떻게? 내가 구하러 왔어 스텔라. 아 스텔라래. 샤나야. 알고 보니 금강연화가 사스키였어 아니야!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샤다라고! 어? 날 기다리고 있대. 나를 기다리고 있대, 여러분들. 빨리 캡처 이거 이 말 들으려고 5시간 동안 한 거라고 여러분들 아, 너무 좋다 미안 어, 미쳤다 아, 미안 어, 어, 어 끝났으면 좋겠다 되게 훈훈하다 이거 에피소드 스토리가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금강선 디렉터님의 말씀이 오늘에서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고